자폐라는 병명에 대한 공포 때문에 부모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병명은 단순 언어 지연입니다. 의학적인 병명이 아니에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문제입니다. 정신발달상의 문제가 있어서 언어발달상의 지연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적장애 경향이고 자폐성 장애 경향입니다. 지적장애에 기인한 언어 지연은요. 약간 느리지만 꾸준한 발달 경향이 있습니다. 장시간 무발할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현격하게 떨어지면서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도 그 자폐성 영향이 많습니다. 언어 지연이 있으면서 사회성 발달에 지연이 있다면 대부분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 논문이 있어요. 단순 언어 지원으로 언어 치료 언어가 정상 범주로 회복된 아동들로 장기 추적해서 보니까 언어는 정상 범주로 올라왔지만 사회성 발달의 학습 발달 지연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무슨 언어 지연은 없는 겁니다. 결국 사회성 발달 지연과 학습 부진과 동반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매우 경증의 자폐 성향이 잠재되어 이해하시고 조기에 치료를 진행해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